나도 말려 팀장님 나온다 나온다 와. 어? 와. 어? 박보영의 비하인드 팀장님 나온다 나온다 와! 어? <laughs> 이럴 수 없어! 여기 안에 만원짜리 하나 넣어, 없어요? 천원짜리밖에 없나요? 진, 진, 진짜 진실로 이게 단가요? 그 500원은 떠났으니까요 안돼 이건 꿈이야 아! 천원 3천... 3,500원? 3 5 0 0원으 이건 모든 사람 다 3,500원을 나눠 먹어야 되는 건 아니죠? 3,500원이지만 모든 뇌를 써서 한번 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o. 커피도 못 뭐 마시는 거 아니냐? 커피도 너무 맛있고 도깨비 핫도그가 3,500원이에요

먹고 싶어요. 네. 미안해. 너 내가 널 너무 등한시했구나. 떡볶이 하나만 주세요. 있으신 게 하나만 찍어서 아무도 나눠주지 않을 테다. 3,500원 잘 먹겠습니다 발발물에서 어, 저도 잃는 게 일어, 있어야 되니까 제 개인 카드랑 우리 팀장님 개인 카드를 걸고 아니 기분 좋게 이긴 사람이 사는 거 음. 기분 좋게 이긴, 이긴 사람이 내는 거야 안 되면 안 되면 이긴 거가위바 카드 맞나요? 제 이름 제 카드입니다 뭐, 뭐 드시고 싶으세요? 뭐, 뭐 드시고 싶으세요? 얘들아 사세요 여러분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른 주문하세요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먹겠습니다. 잘 먹을게요, 꼭. 네. 떡볶이 나눠주세요. 와 진짜 쌩이야. 배우 박보영입니다. 네, 읽어보시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배우 박보영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카이스트 이동입니다. 박보영 씨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. 아, 네, 저도 정말 영광입니다. 이렇게 홍보대사로 다시 발걸음을 하게 되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. 국제음악영화제 초창기인 제2회부터 6... 사람들이 너무 좋아한다고 많이 봐주세요